없잖아 I don't know why 내 마음이 I don't know why 왜 이런지 I don't know why 모르겠어 이 사람 이 사람 잘해주겠어 나우늘은내 사랑 애기적인내 사랑 처음 일이네 그렇게 말해 넌 매달 집 정신 좀 차려 제발 넌 내말 좀 들어봐 언제까지 네맘 아프게 할래 언제까지 네맘 몰려줄래 y 가 네가 뭔데 왜 나를 울려 모르겠어 세상이 새 속잖아 속에 언제나 어쩔 수 없잖아 I don't know why 내 마음이 I don't know why 왜 이러지 I don't know why 모르겠어 이 사람 이 사람 재미 주겠어 나오라는 내 사랑 이기적인 이 사람 바람 같은 내 사랑 그대지언지 나우리는 내 사람 이기적인 내 사람 그대 같은 내 사람 사연을 죽겠어 제발 너 정신 좀 차려 제발 넌내 말좀 들어